정류장은 가즈울 4번입니다. 2번 정류장 가제울 사거리입니다. 이어 예, 가데올 사거리 다음 정류장은 삼양사 2001호선입니다. 다음 정류장 삼양사 인천 1공장 공장 이번 정류장은 상상 7번역 상동 호수공원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